나이스 아우 에에왜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가져야죠 원숭이죠 에? 제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오케이 야 13... 13 레이지 아츠는 이런 게 되네 와 빌면은 내가 먼저 맞추네요 분명히 상대가 먼저 썼는데 그죠? 이게 13 레아의 장점인가 봐